왜요? 자연은 수천만 년 농사를 져왔잖아. 자연 농사와 내 농사 차이가 뭐죠? 나는 돈 되는 거 골라 짓는 거고 자연은 막 짓는 거잖아. 맞죠?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의문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든 문제를 책을 보고 배우지 말고 교육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말고 자연을 통해서 직접 물어봐라. 한 작물을 심고 나서 보니까 연작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. 근데 윤작이 마땅치 않아. 어쩔 수 없이 꼬치만 심고 마늘만 심네. 예?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 연작 장애 문제를 내가 자연에게 직접 묻겠습니다. 자연은 윤작을 하지 않아. 근데 연작이 없어요. 이런 기술을 배워야죠.